n 지 다시 할게요 밤하늘을 말해 아, 아야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잖아 다시 다시 신자하다 연연이 멈춰야 이거 이거 밤하늘을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게 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아프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곁에만 있어도 사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참 많이 어색했었죠 널 전하는 하다가 느낀 사람처럼 숨이 가득 차올라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는데 너는 마 웃음, 웃으면서 내 손잡아줬죠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 세상 울고 싶어 그 전에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내 마음이 표현이 안돼 표현이 안돼 자고생나와 내 모든 걸 준대도 넌 내게 아깝지 않아 이 수감이 명하게 나는 정말 행복해 밤하늘의별에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원하지 않아줘 그저 하늘에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너에게 별 따서 너는 너 내가 아니면 오직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 전에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